PC백의 연료통으로 차 날릴 수 있는 거 알고 계세요? 근데 최근 유튜브를 봤는데 모페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야 오, 와! 오, 오, 오, 와! 미션 임파서블 일단 테스트부터 아이고 모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방법 없이 이렇게 하면? 예 아! 아! 아! 이 피가? 아이 어, 피가 뭐 한 방에 반 피가 달아 나 성공하는 방법 하고 오! 네, 그냥 겁나 빠르게 돌려주면 돼요 여기 보이죠? 돌리다가 대기화면으로 들어가요 와이파이를 끄고 게임이 들어가서 다시 와이파이를 키면 이렇게 어, 빨리 돌아가지는데 어, 뭐야 음. 우와 <laughs> 뭐야 와! 와! 뭐야! <laughs> 미친! 와! 뭐야 이게! 4 0 0한 거예요 그걸? <laughs> 쉽지 않네 아, 이게 보니까 뒤통수 맞으면서 날아가도 잘될 것 같은데 이거? 뒤통수 치면서 날아가면 날아가지 않을까? 와! 날아가면 날아가지 않을까? 와! 아 미치! 아 미치! 아, 와 뭐야 여기서 내리면은? 떨어지면 죽거든요 이거. 안 죽었 안 죽었죠 영상에서. 안 죽었 안 죽었죠 영상에서. 근데 그 영상에서 안 죽는 건 도대체 좀 음, 분명 피도 깎여져 있었는데 아니 미치 아까 자동차가 한 이 정도 위치였거든요 와 어? <laughs> 잠깐만 아 왜 이쪽 방향으로 와 어. 어 피안 달았다 오 개쿨 아 좀 더 이런 방향 있어야 되나? 이렇게? 됐다 됐다 와! 어 뭐야 뭐야 뭐야 오왜 예, 예, 죽을 뻔 죽을 뻔 죽을 뻔 이쯤 오야 어, 강까지 건너나? 와 날라간다 오야 오야 오야 아 테슬라 뽑으라고 아 테슬라 뽑으라고 <laughs> 몇 미터야 여기 거의 천미터를 날라왔네 와 지렸다 정신이 어질어질하다 주황핑 쪽에서 하면 높아서 더 멀리 날아갈 것 같거든요 네. 나스나 말고는 어. <laughs> 뚫을 자리가 없어서 저는 이거 실전에서 써보고 싶거든요 어 가깝다 가깝다 바로 뚫어 와 아, 잠깐만 아 왜 자꾸 이 방향으로 날라가 안돼 끝까지 가는 거야 이거 오 잠깐만 어와 산까지 아니 원점으로 돌아왔어 와 1500m 아, 와 미쳤다 보급 보급 잡아야 돼 보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완료 완료 준비 완료 어?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순간이동 이거 잠깐만 어 여기 여기 어디? <laughs> 이거 왜 이래 테슬라 아하하 가라 모마 <laughs> 엄청난 모마 <laughs>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낙하로 이렇게 떨어진 게더 이득인 것 같기도 하고 어, 어. 아니죠 아니죠 하루 날아가면 날아가면서 쏠 수 있는데 그런 단점이 이모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됐다. 오! 오! 오! 야야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. 거기 안 내려. 내려. 오 잠깐만. 기다줘. 나 죽는 줄 알았잖아. 어 가는 김에 저차 어, 있다. 차 터질게요. 들어왔 어? 어? 어? 아 보자마자. <laughs> 괜찮아 나 죽어도 돼. 몸 아니면 안 죽어도 돼. 여기에서 근데 내 생각에는 느낌이 이거는 오른쪽으로 어 175방향 어디가? 아 이게 뭐야 이거? 어? 어? 어 뭐야? 어 됐다. 아이 차가 사라졌어. 차가 사라지고. 어? 뭐, 공중이 뭐, 떠 있는데? 어, 어,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. 어? 두분 아, 네. 공중이 떠 있는데? 차가 공중에 떠 있긴 해. 오 어, 날라간다! <laughs> 오 어, 이, 이건데 이건데 어 이건데 야 이건데 와 이거야 안 날라가 어, 네, 네. 옆면 맞아야 일직선 네. 날아가는 것 같은데 확실히 맞는 부위가 옆면 어 살짝 그래야 잘 되는 오오 오 맞아 맞아 거의 어, 비슷하게 날아가네 되는 것 같다 그래야 내리고 아 이건 살겠다 오 어,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리겜 리겜 있다! 있다 있다 있다 있다! 아팠다 아팠다 아팠다 아팠다 아팠다 아팠다 오케이 아팠다 오케이 흘러거니 또 오케이 저 어디로 날아가도 상관이 없어 가자 아니 아니 아, 뭐야 뭐야 가 아! 아니 아니 어. 이거 아, 왜 이래 왜안 갔어 이렇게 자꾸 제자리 하지? 진정해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완벽해 아. 완벽해 아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아 진짜 완전 랜덤이네 어, 아니야 아직 다 있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어 네. 성공하면 저기 퇴근요 와! 어, 이거 야 잠깐만 아 저 내리기가 어려운데? 야 어, 잠깐만 어. 야! 네, 이거 이거 안돼!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아 이거 안죽안죽안죽 님이 살릴 텐 어. 레전드 아니 이게 몇 미터였지? <laughs> 거의 1500미터 음. 아니 우리 아파트 아파트 언제 뚫어 이제 할수 있는 곳이 밀배밖에 없어 아 근데 진짜 이거 좀만 더 멀리 나가면은 밀배다리 건너는 것도 할만할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조용하다 어? 아 다리 건너가야 돼 아, 잠깐만 이거 1500 아, 어, 된다 1500 된다 오케이 음, 어차피 바다에서 또 죽을 일도 없고 제발 이거 한번 우와! 오, 오, 오, 이거, 이거, 이거. 오 이거다 이거다 내려 내려 내려 오안 어, 터졌어 안 터졌어 안 터졌어 오, 살았다 살았다 오, 오. 끝까지 탔어야 되는데 이거 안 터졌어 차가 이건 이거는 이거다 일베에서 2초 만에 건너기 사소리 사소리 어뭐소리 소리 뭐야? 사소리. 우리 소리 듣고 왔나봐 어, 내소리 두세 개 수류탄 수류탄 알아 죽여버려 이거 뭐였더니 바로 올라가 바로 올라가 아, 아, 아, 아, 아 까비 까비. 우리 근데 상황이 아 너무 안 아. 좋았다. 아 근데 죽은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게 한판더 하긴 해야겠다. 한판더 하긴 해야겠다. 오! 원혀. One eternity later. 오! 아니 반대 반대쪽으로 가. 오! 어. 오! 오! 오! 아 뭐야 그냥 네 느낌 좋다 어. 어, 아 우와 날라간다 자꾸 저쪽으로 가네 안돼 이거는 비록 실패했지만 혹시 글라이더라면 조금 날아가면서 바로 공중에서 뜨는 거죠 글라이더 저 궁금하거든요 네. 어, 아, 두분 네. 화이팅 네. 평소처럼 방송을 하던 날이었어 이제 슬슬 방종을 하려고 하려는데 갑자기 미션이 들어온 거야 그렇게 전설이 시작됐지 던져